발전. oh no no look look look don't run don't run don't run

빼줘? 어, 아빠, 천주님, 어, 어, 뭘? 이거. 어. 자. 어? 그 안에 있어요? 아. 아하. 됐어? 장... 아, 어. 넣자. 장 넣어야지. 어, 여기가 플레이. 여기는 플레이? 여기 Where are we going? 우리 어디 가요 지금? Girlfriends 가요? Fish? 음흠. 사진 fish. fish에 가면 어떻게 돼요? 왜, 왜 fish? 어? catch 해야 돼요? 어, 어. 아이쿠. 어, 어. 아이고. 어. 뭐가? Oh no! Look what right now! Look what happened! Oh no! 산지에서 again. 엄마 거꾸로 왔어. 어, 거꾸로 왔어. 엄마 이거 봐. 어,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가면 돼. 엄마 어떻게 갔어 여기? 어, 맞아. 거기 갔다 왔어. 너 어, 완전히 안 와. 어, 거기서 안 가. 이거 여기 안 가요. 어, 안 갈래. 그래 가지 마. 너 말 너무 잘해. 엄마 어제 하우스 있어. 하우스? 아하. 네가 찾아봐. 어떠? 나 여기가 아주 하고 싶어. 어, 진짜 해도 될을것 같아. 호기심이 많아서. 어, 얼레이 TV. 오. 헬라, what did he grab f o 어 누기 저 뒤에 뭐라 얘기하는데? 네. 뭐, 뭔얘기예요 응? 안 할게요 응. 뭐 Mummy. Oh, look, we're back at the house. Becky's house. We're back at the. Oh, jail. We jail at 왔다 또 다시. 엄마 거기에도. Go to the jail. I'm 엄마 또 거기에도. 응. 엄마 아직 가자.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야 어디 가? 엄마 아직 가야. 하나, 빨리 와. 有别多可爱。 out of two, Caroline. You're, you're good. two of two. Five out of ten. I don't want to go loop. No! Passion, Hannah. Look! Look at your okay? Okay. Look at slow down. 여기서 뻔하면은 엄만 너 업을 수가 없어. 조심해야 돼. 여기 앉아줘. 어 여기. No. I already climbed that big rock. It's okay. As long as you're safe, I. Whoa, whoa, whoa, no. Look, going the rocky way. Anna, please get off <laughs> this rock. Hmm? Let's go, <laughs> Let's go what? Peter tells me didn't go to yet. Let's go what? Eat smack! Yes, <laughs> family? Yeah. They are touch grade and live grade. 애들이 엄마 아빠 없이 가, 가고 싶은데 they went, Wow, it's really cool. Every time <clears throat> we pass through under the lights, there's like lights coming through the hair. Oh, oh, oh. It's pretty cool. Okay, I, I see them doing that. Yeah. I, I can see